안녕 라이언 반가워요 놀랍습니다 오늘이 무엇인 날이냐 1주년 우 너무 축하하고 사실은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1년 동안 어, 많이 많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껴주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해서 항상 어, 1년 동안 단 하루도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더더 잘해서 우리 라이온이 더 행복한 날 우리가 라이온이 웃을 수 있는 날을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우리 라이온 항상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무대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 라이온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라이온아 사랑해요